제 강의를 잡다하게 들으시되 여러분 다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제 강의 즐기는 법이 잡다하게 들으시되 요약은 마지막 마무리는요 14조 그 제가 낭송하는 걸 듣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권해봅니다 제 강의나 책을 다양하게 즐기시되 마무리는 홍범 14조로 하시면 옛날 공자님께서 안자를 가르,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죠 방문 양례 많은 글로 넓게 정보는 넓게 주셨지만 사고의 폭을 확장시켜 주셨지만 양예 실천 지침으로 요약해 주셨다. 전 똑같아요. 수많은 책과 강의, 경전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정보와 지식을 넓게 만들어 주겠지만 실천 지침은 14조로 요약해 드릴 겁니다. 방문, 약, 예. 이게 논어에 나온 말이죠. 음. 안자가 감탄한 거죠. 공자님이 날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하면서. 수많은 영적 정보를 주시되 실천 지침은 딱 요약해 주셨지. 바로, 바로 실천할 수 있게. 정보를 많이 주고 해보라 그러면 못해요. 실천 지침은 딱 간명해야 돼. 방문양례, 지식은 넓게, 행동은 예의 바르게. 행동으로, 예절로 행동을 요약해 줬다는 거예요. 실천. 실천 지침은 간략해야 돼요. 글은 정보는 방대해야 되고 실천 지침은 간략해야 돼요. 방문양례는 그겁니다. 정보는 방대해야 돼요. 영적 정보는 방대해야 되고 치밀해야 되고 정밀해야 되고 꼼꼼해야 되지만 실천 지침은 간략해야 된다. 마무리는 14조.